응 가자 가자 가자 응갈 거야 엄마가 갈 거야 같이 갈거요 <laughs> 같이 갈 거야? 같이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? 오이야 같이 가고 싶은 강아지는 뭐 가고 싶었어? 아이고 이쁘다 어이구 이쁘다 가자 응. Where's Papa? 왜 아빠 안 와? <laughs> 어딨어 아빠 <laughs> 너 멀리 가지 마 부부야 아빠 왔다 벗어 벗어 house? Google house? Good boy. Bubble speak. Ay, speak. no spin, spin, spin, spin, spin. Ai. Colocamos pro